야 난리다 되겠 그릇 해줘야 되겠네. 그러니까 그릇 해주시면 안 되겠다. <laughs> 야, 오카야. 음, 맛있어. 얘는 분유 안 먹고 왔을 것 같은데 맞지? 그니까. 먹은 오이를 안 먹고 얘는 야는 몸에 지고 나무 치고 모카야 뭐하냐? 어, 뭐. 나한테 울딱지 oh my god. Oh my god. 모카야 미치겠다 다 묻었다 토토 이렇게 순한 얼굴인 적이 없는데 맞지? 그러니까. <laughs> 갑자기 아가애가 됐어요 오빠 손 바로 커도 했는데 화도 안 내.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돈이 좋아서 친해져야겠다 <laughs> 이게 그렇게 좋을까? 오! 으, 뺏겼어 토끼 당황 모카의 과격한 모습에 당황했다 뺏어오고 <laughs> 있다 지금 <laughs> 젖병은 좋은 장난감이었습니다 하나는 애들 주지 뭐 젖병 많이 샀는데 갖고 놀아라고 그래 한 10개 있는데 뭐 하나 주지 뭐 오늘 이제 끝났다 이제 과연 토피는 토피 차지다 한방 가지고 자기가 본다고 하는 커피를 막 애기 같다 또 날래 <laughs> 이때 너 튀겨 튀겨 커플이 나왔지? 엄마 아빠였다가 아이고 엄마 되고 나서는 이런 소리 안되는데 이제 애기 소리 나네 조심하게 반응을 음, 결국 뺏겼어